구독 꾹 좋아요 꾹 알림 설정 딘딘 직장 생활 3년차 20대 여자입니다 직장 생활 369 369년 차에 때려치고 싶은 법이라더니 지금 저한테 고비가 왔습니다 상사의 모진 말과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말도 처음엔 다 감수했습니다 내가 모르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하면서요 근데 일이 익숙해져도 나아지질 않고 업무 외적으로도 스트레스를 줘요 목소리는 이렇게 해라, 옷은 좀 이렇게 입어라 목표한 내년까지는 다 아니고 싶은데 하루하루 갉아먹히면서 버텨야 할 이유를 찾기가 점점 힘듭니다 저만 이런 건가요? 제가 지금 3년 차거든요 이 연차로? 딱 지금 3년, 어... 3년 차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? 저 행복합니다. <laughs> 왜 우리 보고 얘기하다 갑자기 어, 저기 갑자기. 누구 있나? 지금 왜 벌벌 떨고 있어? 혹시 어. 위협을 받고 있으면 오른발을 심하게 흔들어. <laughs> 노동요를 좀 추천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한테 가사 있는 음악 잘안 듣고 전투적인 클래식 어... 곡들이 되게 있어요 음... 그걸 들으면 내가 뭔가 이 치열한 도시 속에 혼자 살아남은 도시 여서난 차갑게 오, 어. 외롭고 오, 고독한 막 썼지. 그거에 내가 심취가 막 되는 거야 Must Be the Money라고 제 노래인데 이게 김 과장 OST였어요 음. 김 과장이 사회생활 막 회사 이런 거예요 가사가 돌아가면 된다네 잃을 것도 하나 없다네 아직 내게 남은 청춘이 있다네 이건데 이러고 오. 랩이 빡 들어가는데 와 이거 되게 달달 외우고 있는 거 보니까 진짜 많이 들었나 보다 아니 내 노래예요 <laughs> 미안하다 어. 저는 최근에 많이 듣는 곡이 있는데 스텔라장님의 환승입니다라는 아, 곡 스텔라장 네. 아, 네. 부자 될 거야 나 나 택시만 타고 다닐 거야 직장 다닐 때 저 매일 택시 타고 다니는 거에 대한 로망 진짜 많이 있어요 음, 음. 가끔 가다 너무 내가 늦었을 때 오늘은 정말 그래 택시 한번 탄다고 타면 회장님이 된 기분이 들어 아, 택시를 타고 출근을 하면 그래서 저 가사는 되게 현실적인 오, 어, 거니까 브루노 마스의 트레저라는 노래가 있는데 트레저 아. Damn s what you are Honey, you're my golden star 이런 건데 이 노래 들으면은 굉장히 진짜 펌핑이 돼 샤워할 때 들으면 그날 되게 힘나 <laughs> 아침부터 아, 나도 직장생활 해본 적 있어 심지어 팀장이었어 무슨 팀장이요?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였어가지고 기획팀장 진짜 있어 내 옷차림 가지고 뭐라 하시는 분도 있고 응. 음. 집에 가서 너는 왜 업무를 생각 안 하고 맨날 잠만 퍼자고 있냐 뭐 이런 사람도 진짜? 있고 진짜? 어. 집 가면 자야지 티셔츠에 청바지 이렇 입고 갔는데 정장 음. 바지 같은 거 집에 없냐 그럼 주든가 나는 직장 생활 다 합쳐서 한 6, 7년? 나는 되게 기억에 남는 게 회사 갈 때 만약에 되게 중요한 미팅이 있어 음. 이나들이 내일 누군 어디 어디랑 미팅인 거 알지? 음. 내일 이쁘게 입고 와야 돼 근데 문제는 이쁘게 입고 와야지 음. 라고 생각했지 그게 어? 저런 얘기 내가 왜 들어야 되지? 라는 음. 인식이 없었던 거 같아 아. 나쁜 게 아니지 그게 어떻게 생각해보면 좋은 얘기 아니야? 외적으로 뭐 호감이란 얘기겠지? 이런 식으로 내 신념을 조금씩 계속 타협을 해 아... 음. 생존 본능 같은 것 같아요. 그쵸. 제일 이제 안 좋은 거는 아 이것도 무기다 음. 라고 음. 착각을 하면 그 음. 이상 올라가기가 힘들다라는 거는 음. 나중에 가서 깨달았지. 근데 저렇게 좀 불편하고 여기에 사연을 보내고 이런다는 것 자체는 저분은 그래도 굉장히 아직 단단하게 내게 아, 있는, 있는 거지. 거죠. 내 네, 세. 훼손되지 않고 야 근데 아직도 회사에 이러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 봐 정작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던데 이게 어느 순간 좀 그냥 아 그래 그래 하고 넘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사람들도 내 도발에 안 넘어오는 걸 보면서 더 세지다가 가족까지 갈 때도 있어 그러면은 정말 드랍 더 비트 해줘야지 래퍼들이 욕 많은 노래를 제가 평소에 안 좋아하는데 스트레스 받을 땐 들으면 좀 속이 풀리는 게 있어요 가사가 내 가족 다시 한번 입에 담으면 그때 진짜 뒤져 이래 근데 그 거기서 오는 이 시원함이 이 사람 들으면서 이 노래 듣지? 너무 시원해. 아. <laughs> 좋다 좋다. 요즘 또 블루투스랑 블루투스랑 이 끼고. 어, 어. 근데 자기도 어. 모르게 어. 나도 모르게 립 튀어나면 어떡해? 네. 그 이렇게 이렇게. 입을 가려. 눈으로 욕을 하는 거. 입을 가려. 괜찮다. 네. 혹시 게임 좀 하는 사람들 있나? 저 게임 좋아해요. 아 진짜 음. RPG 게임 해보면 NPC가 뭔지 알. 아뭐 알죠 알죠 알죠. 뭐. 어떻게 보면 회사 사람들은 나의 인간관계 내에서 존재하는 인물들이라기보다는 퀘스트 아 어, 속의 인물들인 거야. 그러니까 그냥 NPC 중에 한 NPC인 거야. 어. 그냥 그 사람 가면 또 어, 목소리를 다르게 내보실 수 없겠는가 막 뭐 이런 말을 어. <laughs> 하는 거지. 왜 계속 게임 retry retry 하다 보면 그치. 막 skip skip 하잖아. 네. 그냥 머릿속에서 음이 얘기를 또 하고 있구나 저 음. 몹이 음. 음. 그렇게 하고 그냥 넘겨버리는 괜찮다 괜찮아 그거. 그러니까 나는 그게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왜 이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을 망쳐?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음. 존버하면 승리한다 그러잖아요 그치. 어. 존버해서 내가 너보다 승리를 하는 그날까지 존버하겠다 약간, 음. 약간 이런 생각을 저는 항상 가졌죠 보통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는 몰라. 경우가 많아 음. 아무 생각 없이 툭 뱉은 말인데 나한테 너무 박히는 말이면 맞아. 좀 용기를 내서 야 앞으로는 좀 이런 말씀 좀 삼가해 주시면 어떨까요? 좀 정중하게라도 음. 조금 음. 용기를 내서 얘기하면 어떨까 싶어 너무 삭히지 말고 음. 그죠? 이렇게 말을 심지어는 워딩으로 뱉는 게 생각보다 어려울 수는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약간 잠깐 정색을 진짜 한 1초, 2초만 해도 상대가 약간 무안해져. 음. 음. 그 정막은 방금 오빠가 한 말과 같은 역할을 나는 한다고 봐. 연습생 때 이제 많이 또 듣던 노래가 어. 있는데 저만 이렇게 힘든 거예요. 막 맞아. 스트레스만 계속 받고 나는 나대로 봤는데 이제 상대방은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. 음. 그래서 정말 거절을 못하는 시절에 제가 혼자 노래를 듣고 부르면서 그렇게 사귀었었거든요. 뭐? 아 노래 부르면서? 네, 유재하의 가리워진 길. 아. 아 어쩜 그렇게 한 소절. 그대여 힘이 되주 나에게 주어진 길 찾을 수 있도록 그 가리워진 나의 길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조직에서 없는 조직은 내가 볼때 존재하지 않고 어. 그런 사람이 내 하루에 자리하게 되면 그런 이상한 악의 기운은 빨리 퍼져 음. 네.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납두면 절대 맞아. 안 되는 거야 그냥 그날 있었던 일은 좀 그날 딱 잊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. 왜냐면 내일은 또 다른 내일인데 또 다른 오늘인데 이게 계속 쌓이고 쌓이고 음. 하니까 그날 좀 있었던 일을 툭 털어버리고 또 다른 내일에 나를 위해서 또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이 음. 많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. te 테니 오늘 밤은 평화롭게 오늘 밤은 울지 않게 아프지 않기를 다치지